손을 잡아 어서 널 나에게 맡겨줘 Real life 바람을 타고 번져 시작은 작은 불

가져야 돼 하지마 긴장했다 들어봐 거친 박도 소리 느껴만의 심장 박동 소리 날아오른 이 분위기 멈추지 마 해가 뜰 때까지 What's your love?